항상성 자반증은 모세혈관염의 일종으로 자반과 함께 색소 침착이 동반되는 특징을 보이며 색소성 자반증의 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샌베르그병, 혈관 확장성 환상 자반병, 색소성 자반증성 태선형 피부염, 태선형구질 그리고 습진 모양 자색발입니다이 중 샌베르그병은 색소성 자반증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로 불규칙한 모양의 적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확장성 환상 자반병은 말 그대로 모세혈관 확장증과 붉은색의 고리 모양 자반이 나타나며 색소성 자반증성 폐선형 피부염은 흔하지는 않으며 젓갈색부터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들의 최선화된 부진이 나타납니다. 해선형 구진은 황색 혹은 갈색을 띤 해선형 반점이나 구진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스진 모양 자색반은 주로 발목에 나타나며 인설,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며 완성화되면 해선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세소성 자반증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